망고 아 애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법은 놀아주는 거야 어 망고야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 망고 아 이제 망고 같아 맞아 망고 망고야 이 망고가 망고야 놀아줄 힘이 없어. 내일 놀아줘야겠다. 도망차. 망고야. 고마워. 빨리 흔들어야 돼. 너무 빨라서 반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! 하는 거 망고 너무 잘 먹어 안녕 너도 놀러 왔니?

그때만 돼 왜 오빠 순이야? 순이 오빠 순이. 아, 아, 아. 아유. 순이야. 괜찮아. 아 순이 고맙구나 괜찮아. 우리 오빠야. 순이야. 음. <laughs> 어리 예. 먹어봐야 돼 어, 디가 이걸로 놀아줘. 엄청 잘 놀아. 어 열이 느껴진다. 그 나와 나와 어. 진짜 똑같이 생겼네이 보니까 근데 짝바는 것도 진짜 간통한테 찰리가 코가 길어. 음. 어, 일로 오세요. 이제 만져도 가만히 있네. 그건 아닌 것 같아. 도망가려 내가 만져도 움직이긴 해. <laughs> 될 수도 있으니까 아, 알, 알게 나는 너무 필하다 알게. 순이 귀여워. 순이 털색이랑 똑같아 똑같아요 없다 여기 있다 없다